일단 물한 잔먼도 먹고 기대돼 일단 저는 마이너스 30점 주고 시작합니다 왜요? 왜냐면 이런 이쁜 그릇을 이런 이쁜 그릇으로 일단 먼저 막 이렇게 맛을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이쁜 그릇에 담아달라고 아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되죠 이쁜 그릇으로 지금 사람 유혹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저 알죠 럽든 냄지 럽던 원 떨려 갑니다 <laughs> 제가 맛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제 혀가 좀 예민해가지고 냄새는 어때요? 합격? 냄새는 제가 아침에 코가 좀 아. 둔한 아. 편이라 냄새가 잘 안 느껴지네요 자 그럼 바로 먹겠습니다 아 뭐 별론가? 별로예요? 나는 맛있던데. 기보세요 맛을 음미 해야죠. 음. 김치로 지금 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다는 아니요. 건가?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 이거 우리가 먹던 닭가슴살 아니야? 맞아요 되게 안 뻑뻑한데? 왜 이래? 진짜로? 어떻게 한 거야? 왜 안 뻑뻑하지?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응 카메라라고 닭 다리살 포장하지 같아. 말고 아 진짜 진짜로? 어 그러면 아싸. 나중에 아 제가 오늘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또 유정이에게 내가 요리를 해주는 브이로그 한번 해야겠네 안 먹을래 응 진짜 맛있어 그럼 저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빠 아, 먹어 먹어 먹어 진순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요리 진짜 맛있네 요리 좋아하시네요 또 현미밥 와 네.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진짜 맛있어 음 냉정하게 성공 우리도 연습실에서 닭가슴살 볶음밥 시켜 먹잖아 그거보다 맛있어 진짜로 진짜로? 음. 음. 그 왜냐면 나는 그 일단 연습실에서 시켜 먹는 닭가슴살 볶음밥이 아쉬운 게 현미밥이 안 되잖아 음. 근데 우리가 요즘 관리라고쳐서 현미밥 이렇게 탄수화물도 현미밥으로 어. 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현미밥으로 했는데 더 맛있어 밥이 되게 꼬들꼬들하잖아요 음그 이유 진짜 맛있어 달걀을 이렇게 풀어서 음. 밥을 말아요 거기다 만 다음에 볶으면 더 완전 꼬들꼬들 아 진짜? 밥에 계란이 더잘 아, 달걀물에 밥을 말아? 그리고 그 상태로 볶아요 그러면은 음. 계란이 더 잘 스며들고 꼬들꼬들하게 어, 진짜 고소하고 간도 딱 좋고 내가 서울 와서 입맛이 변해서 뭐냐 저걸 아, 간이 센 음식을 잘 안 먹는데 너무 좋아 최고의 칭찬이네요 음. 근데 뽕찌찌 네? 뽕찌찌뽕 네, 뽕찌찌 네? 네? 네, 원래 여기에 음. 버터도 추가하면 맛있겠지만 저희는 음. 못 먹기 때문에 관리 중이기 때문에 야, 나는 그거보다 낫다 예전에 해준 거 스템 아 진짜로? 음. 원래 그게 제 주 메뉴인데 이게 뭔가 달걀이 좀 뭔가 신기한데? 그쵸 계란이? 그니까 그거예요 계란이 뭔가 신기해 신기하다 그리고 마법의 소스 그리고 음. 야채를 이거 볶을 때 음. 파기름부터 먼저 내서 볶으면은 음, 음, 음. 더 맛있어요 야 우리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거 너 요리 콘텐츠로 써도 되겠다 나중에 우선 지성이 형은 합격 또 이게 맛있어 저희 미식가 음. 유슐랭이 있기 때문에 음. 규빈이 형까지 합격을 받는다면 저는 유든 냄비가 되는 겁니다 규빈이 형은 조미료 때려 먹으면 조미료 때려 넣으면 다 맛있다 근데 이 형도 다 맛있다거든요 하 음, 음, 음. 맛있는데 아, 더 먹고 싶다 야. 아까 더 먹을래 어? 너 먹을래? 아니 야너 먹어 배불러 배부르면 내놔 아. 뭐 먹었다고 배가 부냐 응, <clears throat> 어, 방금 약간 전라도 사투리였어 누가 있냐에 따라 뭐 먹으냐 그렇게 배부르냐 응. 음. 뭐 먹었다고 배부르냐? 아니야 그건 너무 오바야 아, 아니요 제가 응. 음. 경상도 사투리를 형이 약간 과장한 것처럼 하자, 하잖아요 응. 음. 너밥 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음. 이런 느낌 제가 들었을 때 전라도 정확히 이해됐어요 네. 대성공인데 진짜로 예 네. 다음 요리는 제가 원래 이 볶음밥이랑 뭐요? 볶음밥 볶음밥이요? 볶음밥이랑 네. 핫케이크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러브 양이 또 저 또 운동도 하고 하니까 관리하자고 닭가슴살 볶음밥 볶음밥을 해달라고 네. 했는데 네. 닭가슴살 볶음밥은 처음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오 엄청납니다 성공했네 <clears throat> 진짜 대성공 인정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세요 잘 먹었습니다 예 yeah.